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얼굴이 보이나가 모르겠네 오늘은 알바 마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. 자 그럼 저와 함께 마감을 해 보시죠 에이핑크 짜자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의 방이네요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게임 중이랍니다 <laughs> 이제 청소를 해볼까요? 이게 다 한 방에서 나온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하, 분리수거해야죠 <laughs> 원료가 남은 캔들이고 따로 비워서 버려야 합니다. 그리고 얘들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죠. 같이 가져다 놓을까요? 이거는 차례대로 이제는 다 떨어졌네. 버려야겠어요. 한짝 친구 안녕 안녕